이렇게 미안했네 연락 고등학교 있었는데 고등학교가 뭔 고등학교 뭐, 뭐, <laughs> 감자 이런 거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<laughs> 저기 왔을 때또 고등학교는 없대요 <laughs> 내가 어렸을 적이야기겨 그럴게요 여기가 미술관이요 면천 가끔 한번 TV에 나와요 여기가 콩국수집이구나 예예 좀 이따 콩수한 걸 드실래요? 이따가 이따가? 예. 여기가 연당이잖아요 아 연당인가 왜 바로 바로 이거 만장이시오 오예 오예 아 오예 여기로 쭉 올라가시면 이게 연당이에요? 그래요 아, 이쭉 올라가 보죠 아 오예 이게 핵교 네. 핵교 타며 이게 은행나무 네. 아 은행나무 이렇게 됐네 너무 컸죠 진짜 너무 오래됐어 뭐요 우리 옛날엔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음. 연당이 이렇게 됐네 아. 아유 보통 오래된 아,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 영랑이라고 써요 영, 랑 여기는 없었는지 여기는 만들었네 이게요 팔불에서 이렇게 한것 같아요 무슨 건물 뭐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여기 없었었어 그 여기가 안쌤이라고 여기가 막걸리집이에요 이게, 이게? 네, 공장이에요 연천 아, 막걸리 여기로, 여기로 옮겼네 네, 여기 있잖아요 막걸리 그렇네 네. 머리 칼것좀 내용 있어 예전에는 의자 이런 거 해놨더니 여기다 꽂아 전화비로 깜짝 놀래가지고 왜요? 우리 친구 아버지가 저 감기게 된거죠 여기 타봐요? 벽에 여기가 있었나 연차 연당 여기가 아니 이 연당이라는 건 지금 몰라서 맨날 보기만 했 이게 뭔가 오랬지 연당 저쪽에 집밖에 그래요 저기 통다가 다 다치셔도 비싸니까